哈哈。哈哈 신랑 김준규 군과 신부 최미양의 결혼식을 <laughs>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너를 가 보고 있으면 네가 안가 좋은 길에 나는 고해 나쁜 게만 몰라서 가 네, 알겠습니다. 엎드려. 하나, 둘. 이 조교로는, 이 조교는